삼성말은 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신이 몰랐던 로블록스 와일드 웨스트에 대한 100가지 TMI 1. 로블록스 와일드 웨스트는 최근 무료가 되었다. 2. 와일드 웨스트는 무료가 된 후 인기를 끌고 있다. 3. 와일드 웨스트에는 마을이 7개 있다. 4. 잠겨있는 두 마을은 찾으면 spawn할 수 있다. 5. 에그 템플의 위치는 여기다. 6. 여기에는 사슴이 살고 있다. 7. 에그 템플에서 좀 더 뒤로 가면 다른 마을이 있다. 8. 애급 템플에서 동상 앞으로 가면 dungeon이 열린다. 9. dungeon을 깨면 스킨을 얻을 수 있다. 10. 빨간 글씨인 마을들에 spawn하면 현상범이 된다. 11. 빨간 마을은 범죄자 마을이다. 12. 현질을 하면 시장, hitman, 의사가 될 수 있다. 13. 시장은 재판할 수 있다. 14. 의사는 respawn하지 않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15. 히트맨은 살인청부업자이다. 16. 폭탄이 있으면 은행 금고를 열고 금을 털 수 있다. 17. 광물은 석탄, 아연, 구리, 철, 은, 금이 있다. 18. 철을 캐면 일정 확률로 루비와 에메랄드가 나온다. 19. 악어와 곰은 이빨 같은 아이템이 추가로 나온다. 20. 사슴은 플레이어를 보면 도망친다. 21. 악어는 느리다고 생각하면 빠르지만 빠르다고 생각하면 느리다. 22. 가장 비싼 광물은 에메랄드다. 23. 악어보다 곰이 더 비싸게 팔린다. 24. 이렇게 곰을 잡으면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 25. 동굴에 spawn되는 곰이 있다. 26. 브론즈 시트에서는 이성말이 가장 좋은 말이지만 삼성말이 있다. 27. 삼성말은 캐리앤 매너에서 구입할 수 있다. 28. 말은 체력이 높은 것보다 속도, 스태미나가 높은 것이 좋다. 29. 초반에 좋은 총은 bolt action이다. 30. bolt action은 가성비 좋은 총이다. 31. 게임의 배경은 서부시대이다. 32. 게임의 장르는 adventure RPG이다. 33. 초반에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질를 해 bolt action을 사고 사냥하는 것이 좋다. 34. 곰을 잡는 것이 가장 빠르게 돈이 벌린다. 35. 트라이블 빌리지 근처에서 활과 검, 곰덫 등 특수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36. 살인자는 살인을 하면 할 수 있다. 37. 밧줄로 사람을 납치하고 지갑을 털 수 있다. 38. 사슴보다 들소가 더 좋다. 39. 멀리서 공격하면 들소는 매우 쉽다. 40. 사슴은 headshot 한 방이면 죽는다. 41. 은은 산에서 볼 수 있다. 42. quest가 있지만 쓸모가 거의 없다. 43. scope가 있는 총이 있다. 44. 권총은 리볼버를 그대로 써도 좋다. 45. 가장 비싼 권총은 shotgun에 더 가깝다. 46. 활은 높은 연사 속도와 damage를 자랑한다. 47. 게임이 질렸을 때 플레이어를 괴롭히거나 전쟁을 하면 재밌다. 48. 유비 시절에 당한 집들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하면 재밌다. 49. 와일드 웨스트는 한국보다 외국에서 유명하다. 50. 와일드 웨스트는 아직 업데이트하고 있다. 50에 돈을 쉽고 빠르게 즐기면서 버는 방법은 곰사냥이다. 52. 최고의 즐길거리는 인간사냥이다. 53. 가끔 보면 서로 팀을 나눠 전쟁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있다. 54. 선양산점의 뒤에는 열쇠로 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55. 열쇠의 위치는 알 수 없다. 56. 기차에 치이면 즉사한다. 57. 말에 치이면 기절한다. 58. 들소에게 치이면 체력 20이 남고 기절한다. 59. 말에 탑승하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안전하다. 6시 리볼버는 우클릭하지 않고 좌클릭을 난타하거나 우클릭하고 F를 누르면 연사가 가능하다. 62. Y 버튼으로 리모티콘을쓸 수 있다. 62. 맵이 의외로 간단해서 외우기 쉽다. 63. 삼성말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다. 64. 상점에서 애플을 꾹 누르면 한 번에 판매할 수 있다. 65. 식당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공간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 66. 식당인지 카페인지 모르는 공간에서 바리스타가 될 수 있다. 67. 경찰은 두명이 최대다. 68. 경찰이 되면 아이템 두 개를 얻게 된다. 69. 바리스타가 되면 아이템 두 개를 얻는다. 70. 피아노는 키보드로 친다. 71. 피아노 치기는 어렵다. 72. 피를 눌러 친화적 모드와 적의적 모드를 바꿀 수 있다. 73. 친화적 모드일 때에는 범죄자만 때릴 수 있다. 74. 적의적 모드일 때는 모든 사람을 때릴 수 있다. 75. 총을 들면 PVP 모드가 켜진다. 76. 무덤과 교회로 이루어진 섬이 있다. 77. 늑지의 악어가 있다. 78. 물에 빠지면 숨이 탄다. 79. 시장은 사람을 괴롭히기 좋다. 80. 경찰에게 잡히면 감옥에 간다. 81. 곡괭이 상점, 건샵, 마구간, 사냥상점이 있다. 82. 사냥상점과 삼성 마구간을 제외하면 모두 같다. 83. 게임에서 커스텀마이징 할 수 있다. 84. 흑인 vs 백인으로 전쟁을 하면 백인 노예가 나오기도 한다. 85. 상황을 상상하며 싸우면 좀 더 재밌다. 86. 근접전에서는 총보다는 검이 좋다. 87. 봄볕을 밟으면 움직일 수 없다. 88. 고기를 구워서 팔면 25원 더 비싸게 팔린다. 89. 캠프 상점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면 체력 회복, 고기 굽기 등이 가능하다. 90. 뭔가 중요한 것을 까먹은 것 같다. 91. 뭘 하면 어그로가 잘 끌릴지 모르겠다. 92. 내가 뭘 적었는지 모르겠다. 93. 지금 억지로 100개 채우고 있다. 94. 여러 명이서 싸우면 재밌다. 95. 인벤토리가 음. 많기 때문에 총은 많이 들고 다녀도 좋다. 96. 죽으면 들고 있던 것들을 떨군다. 97. 죽어도 무기와 도구는 떨구지 않는다. 98. 마을은 죽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난다. 99. 씨로 앉으면 동물이 점점 운치채지 못한다. 100. 처음에는 즐길 게 많지만 오래 할수록 질려간다.